화를 내볼까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너는 숨을 곳 하나 없는 작은 애벌레니까 구석에부터 숨죽이고 지내는 것도 이미 익숙하니까 하지만 세차게 뛰는 작은 심장이 내게 자꾸만 속삭이네 꿈을 이루라고 걷다 뛰다 보면 언젠간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 뛰다 보면 Shoah, 나의 꿈은 파랑색 나는 파랑새가 될 거야 뒤로 넘어져도 좋아